여, 러분 저 안 갈래요 여러분 저 진짜 안 갈랍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안 가요 저 진짜 안 갈랍니다 여기는 안,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아 진짜 그냥 갈랍니다 진짜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갈랍니다 (2020년 3월 12일) 스타트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팔로 팔로미 실례합니다 저 그 오늘 여기 그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아, 와 미치도록 추워 진짜 아파 어?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신당인가 법당인가 뭔 소리야? 뭔소 죄송한데요.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와 있습니다.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? 그냥 둘러보고만 나와 있습니다. 네, 잠깐만요. 여러분 잠깐만요. 저뭐좀 확인 좀 할게요.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걸 제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, 폈다. 바뀌었네. 뭐가 바뀌었어. 누구세요? 어? 아! 블랙녀보다 강하냐고? 여기요?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일단 블랙녀하고 버금갑니다. 지금까지만 봤을 때. 솔직히 블랙녀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블랙녀랑 기운 자체가 버금가요. 그런데 여기서 만약 좀더 있으면은 이거 오늘 뭐 블랙녀 플러스 6월 6월 플러스 폐주전 플러스 3부인과 플러스 나오겠는데 잘만 하면 이거? 하, 여러분들 그냥,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 볼게요. 어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협의해보고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장소로 어떻게 찾아보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긴 안 될 것 같아요. 여기 진짜. 어휴. 저기에 설마 뭐 있는 거, 뭐 있, 아, 설마. 저기가 뭐 있는 거 아니겠죠? 저, 저기 뭐 따로 건물이 있는데 와 향냄새 향 태우진 않았겠지 설마 저 들어 아, 아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아줌 그만요 떨어지세요 그만 그만 그만 괜찮아요, 괜찮아요, 여러분들. 갑자기 버퍼 없이 방폭이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방폭이 되는 거고 자 버퍼 의식되는 것은 수신이 뭐가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아셨죠? 하... 미치겠네 이거 현님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저 여기 마지막이라고 아까 찐막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안됩니다 저 이콜이 여기 오늘 어떠한 처방을 받고 안 돼도 안 됩니다. 오빠들 알림, 알림 설정까지.